대박. like, 어. 어, 어디 어디 살아요? 서울 살아요. 서울. 서울에? 아, 저도. 음. 나이스. 나이스. 서울 가봤어. 용산. 아, 용산. 용산도 왔죠. 어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Uh, I'm from Indonesia. Indonesia. Okay, cool. So you're like streaming right now? No, I'm not streamer. Okay, okay, YouTuber. Hmm, Mm, yeah, but I like the I like the flag. Cikopi mau ya?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oh. Mm. Tangsin, uh, handsome. <laughs> really? Uh, Indonesia you channel, uh, like uh, sarang aku si popa, sarang aku si popa. Ah, uh, aku 한국 한국 사람 어, 인도네시아 와서 아 오빠, 오빠가 오빠, 진짜 like 가수. Ah, thank you, thank you. 어, So like, um, cool. Like, do you do you have Instagram? 응? Instagram. Instagram? Yes, I have. Tell me. <laughs> Let's be friends. 아. 그러면은 인도네시아 빨리 와, 놀러 와. Ah, stop. You you will be uh, famous in Indonesia. <laughs> okay, okay. Uh, I I can upload this video. Okay, okay, okay. 어, 인도네시아 여자는 와 오빠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아, 진짜 웃겨. Okay, wait. 어, Zach, Zach. Oh, and this. Oh, it's big letter. Okay, 아, wait. 모, 모델 어, in 서울에. Yeah. 와, 나이스. <laughs> 아, 월급 많아요? 월컵 쳤는데 우리. <laughs> 얼마 받아 한 달에? 어? 뭐 하고? 어, 얼마 받아 한 달에 월급은 어, 모델? 아, secret. <laughs> It's okay, 괜찮아, 상관없어. 아, 얼마 못 벌어요. 400만 원? 500만 원? 음. 서울에 어딘데? 여동보? 서울 어디냐고? 아. 홍대, 홍대. 홍대, 아. Yeah, I followed you. 음. 이렇게. 아, 예. 혼자 예. 살아요? 아파트? 음. 아파트? 음, 아파트. 아, 부모님 어딘데요? 부모님 내국. <laughs> 아, 대구? 음, 외국에. 아, 외국, 외국. Amer US, US. 어, 그 US? 미국? 음, 음. 와우, 나이스. 지금 뭐예요? 아, 미국 살아요? Yeah, yeah, yeah. 어, 가수? 아, 모델 똑같아? 아, 잠시만요. <laughs> I will follow your Instagram. Okay, okay. 회사, 회사. Yeah, I followed you. Can you see me? Yes. Wait, 잠시만요. 음. Wow, you look so handsome. 잘생겼어? 맞아? Thank you. 다니엘 신? 아, Yeah, that's me. 어, 다니엘 신 전원? Yeah, 신관. DCN doctor. Chinese teacher? 아, 중국말 알아요? Oh. h o w you can uh, uh, 중국말 어떻게 어떻게 배웠어요? I've been to China before. 아, 차이나 살아요? 1년, 2년, 3년? Yeah, yeah, yeah. 한 4년? Oh, mm. oh my god. Yeah, anyways. Yeah, oh. we'll keep in touch. Hmm? You look handsome. You... Really. Thank you. 아, 인도네시아 여자들은 와 진짜 우 제일 아, 한국 사람. Okay. Yeah, we'll keep in touch on Instagram. 아, what is that? That's a medicine, Chinese medicine. You can panel, Yeah. panel? Mm-mm. 맞아? panel, panel? 칭, 칭, 칭. 그렇 Oh, nice. Reaching China. Yeah, anyway, um, okay. have a nice day. Nice to meet you. Bye bye. Bye. Anyway. Hello. Hello. Why you skip me? Hello. I met you be- before. Huh? I met you before Where where you meet me? in Ome TV. 아 Korea Tech. 언제? Huh? Sorry? Where, where you from? Where you from? From Korea. 와우 안녕하세요. From Kore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Uh, can you teach me something about Korean languages? Yeah, before you did that question. I remember. 아, 어, 어딘데 지금? Sorry? 어딘데 지금? 어디냐고? Um, our house, 집이에요. 아, 집에 어디 있어요? 경기도. Gyeonggi-do, Ansan? Mm, nearby Seoul. Seoul, ah. 서울 가까워. Oh, nice. Sudo, Sudo. 수도. 음, I like Seoul. Bye. Bye.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괜찮아, 그냥 어디 얘기해. 가... <laughs> Kecada. oh. Ah, I wanna go next. Oh. Sorry. Where Where are you going? Ma masih mau mogo? Maybe. Masih nangkah mogo rupanya. Mm, no. mata kaya deh. mata Oke okay, oke. Okay. Ciao Bye. Bye bye. Good night. Mm. Как это называется? <laughs> Hello. Hello. Yeah. Where you from? I'm from Korea. Oh, nice. I like Korea. Yeah, national flag. Ah. Korean flag. Yes, of course. Why you did you put? 아 한국말 얘기해 한국말 처음 할수 있어요 아 한국말? 아 I need to speak English 아 I can speak Korean You can speak? 아 Where did you learn? 아 I can read 한국 아 이력서 음 어, 어딘데 지금 어, 한국에서? 서울. 아 서울에 수도. 응. 음, 아, Where you from? I am from Indonesia. 인도네시아. 아. 어몇 살이에요? How old do I look? 아, 20? Small? 20? 아, small? I, I like you. Why? Why? No, I'm 30. 30? Yes. o 아, 똑같대. 똑같아? 응. 오. 오. 직업이 뭐예요? 저 회사원. 회사? 회사원. 아, 무슨 아 무슨 회사? 두산. 두산? 뭔데? 응. I don't know. 아. 두산 like a Hyundai, Dusan, Samsung, something like that. 그런데 삼성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응아 결혼했어? 안 했어 아 아인 했어? 응? 아인 아인? 아 남, 남자친구 남친구 없어 어, 왜 없어? 당신만 이쁜데? 내 말이 아. 내 말이 음. 인도네시아에 살아? 어, 에- 인도네시아 살아요. 인도네시아 발리? No, 자카르타? Central Java. 샌들 자파? Have you ever been Indonesia? No. 아, 그러면은 I did look to go there. 빨리 와. I won. 아, 언제? I want. I want. someday, maybe next year. Uh, you can call me. I I will be your tourist guide. You will be what? tourist guide. Tourist guide? Mm, wait. Tourist guide. Uh, you understand? Tourist guide. 한국말 뭐요? I, I, I cannot uh, say. 아, tourist guide. 아. tourist. 아, tourist guide. 아. 오케이. 음, 옛날에 한국 가봤어. 아. 한국말 잘하네. 아 조금만 알아요. 그니까 잘 알아듣네. 아, 7년 내가 하는 말도 알아들어? 7년 7년 동안 한국에 있어요. 그러면 한국말 알아요. 음, 내가 하는 말 다 알아들어? 아니네, 조금만 알아요. 음, 지금까진 다 알아들어? 아. 잘하는데? 아, 아니네, 조금만 알아요. 음... 아, 어딘데? 서, 울에 어딘데요? 서울 니얼 서울이야. 경기도. 용산? 아니 용산 아니 경기도 분당. 안산? 아니야. 아 요동보 요동 너가 너가 모르는데요. <laughs> 가산 디지털 컴플렉 북촌. 아니라고. 북경. <laughs> 아니라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지금 어딘데? 아파트? 나? 어. 혼자 살아요? 응. 음. 아, 작, 작은 아파트. 아, Like a studio. wow, nice. I like it. 아, 아, 한국 가고 싶은데. Oh, soccer game is coming up. 음, 가, 놀러 가지 갈래? Brazil. 어, You, 브라질. you don't watch the soccer game? Brazil? 아, I don't like soccer. Really? <laughs> I, I gotta go to see the soccer game. So Bye. I don't know. Oh, wait, wait. Ah, you have Instagram? No, no, no, I don't. 어떻게 어떻게 uh, you can Hey! kamu tuh ya di WA gak dibalas-balas ngapain aja Ah, abang udah kirim pesan. Hmm. Aku belum ada buka Instagram. Oh, Allah. Belum ada. Sibuk apa? Kenapa? Hmm? Hah? Sibuk ngapain? Enggak ada, main Ome Aku nge-lag ya? Enggak, lancar. Lancar? Oh, hmm? kira nge-lag. Oh, enggak buka Instagram, yaudah minta nomor WA-nya aja enggak <laughs> pandai banget sih Lah, lah ngapain bi hanya eh, Instagramnya nggak dibalas? Iya ntar lagi deh aku buka belum buka DM belum buka pantesan, message. Pantesan tadi tadi siang tak Instagram tak pesan nggak balas-balas habis. Belum ada belum belum ada buka pesan belum ada balasin pesan. Oh lagi sibuk kerja ya? Iya lumayan tapi memang aku aku jarang sih maksudnya kayak <clears throat> sering nggak sering-sering banget juga bukan kayak oh. itu itu kerja di lapangan gitu yang hmm, paling kayak tau gak sih kayak kita buka Instagram ah. Ya udah buka gitu doang ngeliat tapi sudah di close oh, gitu. Di itu sibuk dengan tapi, pekerjaan iya tapi nanti aku cek ya Hah? nanti aku cek oh. suara aku jelas kan, nggak oh jelas jelas Wih, bonekanya keren. Ada namanya. Aku sendiri banget. Maksudnya kayak paham nggak sih kayak polos sekali gitu. Jadi aku oh, kasih boneka di sini. Bikin gitu. profile kayak gitu ya, bikin background buat bonekanya gitu ya. Sebenarnya ini nggak background. Apa? Enggak maksudnya bonekanya. Bonekanya biar kayak nggak polosan gitu, biar ada Iya, maksudnya gitu biar, biar maksudnya kayak enggak sendirian nah, iya, gitu, enggak enggak. Mungkin. Iya, tapi Bang J kan ada itu bendera Korea. <laughs> Kalau aku maunya boneka itu. ya udah aku minta sini benderanya. Uh, <laughs> ntar aku print aja lah benderanya. <laughs> Di print, print banyak kan. Nah, Jadi kalau kalau orang ketemu sama Bang Jack tuh langsung ciri khas oh ini Bang Jack nih iya. karena memang sih ya banyak yang ngomong kayak Hai. Ich glaube, du bist Japaner. Er ist Koreaner. Ich weiß. Why, why you also, schon mal? Gar nicht. Why Koreaner. Are you twin? Arigato. Äh, Sister. Tanah Merah. Halo. I'm from. Where are you from? Let this first. Huh? this first. No. <laughs> Where are you from? No, I don't I'm, from mm. Indonesia. You? You lie. 아 진짜로? 거짓말. 아 진짜. 어, you can speak Korean? No. 와우, 한국말 얘기해. 아, 잘하시네. 한국말 몰라. 아? 한국말 몰라. 왜 몰라? 너 한국말. No, I know only 지기야. orang Indonesia mas. Hah? Oh, udah lama main sini, main TV. Eh, hah? Udah lama main Ome TV. Woi, oke okay, mas. Assalamualaikum. Waalaikumsalam. Alhamdulillah. <laughs> Ayo muslim? Al no, muslimannya. Hah? Ah. Yeah. Ya. Where you where you from? No, I don't tell you. Where you from? I'm from Indonesia. No, you lie. 아 진짜로. 거짓말. 음. 어디 살아 지금? 인도네시아. 거짓말. 거짓말. 아, 한산. 죽을래? <laughs> 죽을래? <laughs> 와 잘하시네. 왜 혼자 살아? 응. 음. 안산. 난, 너. 너 어디야? 너 바이바이. 왜왜왜 잠시만 왜 바이바이? 그냥 얘기해 한국말로. Aku mau mulai. Bye bye. Wait, where, where are you from? I'm from Thailand. 아, Thailand 한, 한국에 차나요, 지금? 한국 몰라. 지금 어딘데? 광주 전남도. 아, 남도. 언제 한국 왔어? 5개월. 응? 5개월. 6개월? 오, 오. 5개월? 아, 알았어. 너 어, 한국말 네가, 잘해. 네가 오래 살았어? 응. How long? 자연지 지금. How 네. long? 음, 7년. 10 years 아니야? 응? 10년 아니야? 응, 7년. 7년 동안. 아, 어... 네, 그어 음. <laughs> 너 어디? 남동, 공단? 뭐 무슨 말이야? 나만 광주에. 어, 광주. 놀러 같이 갈래? 아? 놀러 같이 갈래? 어디? 안 가. 어디 안 가. 네가 누구야? 아, 몇 살? 내가 너 몇 살이야? 네가 몇 살? 말해. 아, 내가 몇 살이라고 너 생각해? Guess. 서른다섯? 서른다섯? 너몇 살이야? 나 서른세. 같아 거짓말 응나 음, 진짜야 아이 아니야 응 음, 같이 갈래? 서울에 어디? 서울에 노래방 같이 갈래? 안가 아, 왜? 애는 있어? 안 가나 음. 네 감사합니다 그 뒤에 태극기 <laughs> 왜 있어요? 아? Because 뒤에 태극기 Because I like Korea 사랑해 오 왜, 왜 좋아해요, 한국을? 아, 한국말 배우고 싶어. 아,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 한국 가고 싶은데, 아, 그래서 좋아해. 응, 한국 오세요. 지금 한국이에요? 응? 지금 한국이에요? 인도네시아 살아요. 아, 응. 그나. Hi. Where you from? Iran. Iran? Ah, but your connection from Germany. I like your hair. Yeah, I know. I like your hairstyle. Uh, Thank you. Very cute. Thank you. Hmm. How old are you, by the way? 18. 18? Wow, pretty good. Hmm. I like your nose. Long. What? Nose long. This is a Fabric Iranian <laughs> nose. nose, nose. <laughs> Yeah. I like your nose. Oh, very good. Oh, thank you. What's your name? Michael. Michael? N E G A R. Ah, yeah. What's your name? My name is Jack. Okay. You look so pretty. That's an interesting uh, name. Black, black uh, cloth. This is. Uh, you so so look pretty with a cloth uh, black cloth